일단 마라부터 먼저 잡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센터가 뒤쪽으로 잡고 황천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 문 명기파 안 쓰네. 음. 음. 이게 되는 거를 해주시니까 응원을 저것 때문에 명계파 막아내야 되었고 그런 식으로 딱딱 마법으로 그냥 녹일까 해서 아 아까 막힌다 싶으면 안는데 그럼 그럼 신나랑 Yeah. 조금만 나는 거야. 아, 오케이. 네. 나둘다 갖고 있어. 하나씩. 승부 올려놔야지. 가이아 얻을 수 있을까? 신강호? 아, 어, 이런 거 있겠고 어 이제 원큐키 잡으러 왔는데 회복시켜준 거 아닌가? 야, 아, 이거는 더럽게 비싼 건데 보험료보다 좀 더 비싸요 7천마카 아닐까? 좀 팔면 유용하고 광옥이 하나밖에 없었고 아 라이트만 말을 자꾸 만들기 귀찮아 일단은 일단 킹키 잡고 순서대로 갈게 네, 킹키 쓰이키 후키 아 괴롭네 그 여기 후이키 아쓰이키인가 빙결 썼네 그 친구 잡을 때 좀 좋고 어? 어? 맞아? 맞아 저쪽인 것 같은데 아 벌써 반 썼어 그 이유 없나? 없네 아 이게 있긴 한데 어, 일단은 그 킹키는 저거예요 물리 아까 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뀐다 야구 공수 어떻게 되는데 뭐 하라고 하면 되고 얘는 그냥 이거 있으면 되는 것 진리는 없어 진리는 없고 이런 식으로 갈게 요고 이거 라쿤다랑 마카카자랑 이제 아무튼 이게 뭐 사기꾼 맞긴 맞아 요아 근데 아 어떻게 어 광호 이제 얼마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 될까니대충 알고 있긴 한데 아, 그래도 이게 왜냐면 이 문들의 불길이 있어요 뭐 아주 뭐 그거 할 수준은 아니긴 한데 아 그래도 습성이 나오네 아 근데 얘는 빙결 약한 게 하나 있으니까 아무리 광탄 배우고 싶든 간에 한 번에 이걸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맞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어 맞네 그냥 바로 끝나고 얘는 그냥 이제 턴번 이렇게가 나왔거든요. 아 근데 얘안 보여 뭐 여기는 외길이니까 괜찮겠는데 내가 또 나가려고 골치 아게 여기서 함정을 밟고 5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? 5층은 다 밝혀져 있네 어? 광... 아... 살았다 아 살았다 살았다 조금 음. 많아도 아껴야 참 이건 이제 레드라이드 저거니까 네. 그 소우키가 정통 약점이니까 아 많아 많 만화 힘든데 で来たのかな 뛰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나도 아 약수까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아 이게 뭐를 해야 되겠고 down. Oh, okay. Darker, darker. Okay. 然后呢？ 이거를 복만 한번 쓰자 아 근데 이거 4밖에 안 나오는데 썼네 여기 이제 원래 갱도 나가면 저기잖아요 그 아사쿠사잖아요 아사쿠사에서 한 번만 채워 올게요 아니 이게 너무 음, 만화가 없는 상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다시 돌아가서 못했었네 다행히 이거 뭐좀 교체하려고 하고 하면 이제 이 친구 얘는 이제 충성 마법으로 전격 약정이거든요 근데 저기 없잖아 팀컷 예송을 아 레드라이더 였구나 레드라이더가 있네 아, 기한만 둘러주고 이쪽에서 경직된 때리는 거네 이게 마카카드 쓴다는 게 슬슬 아 너무 좋지 지금 뭐 디렉트가 없네 어, 어 많이 들어가 아은거 치고 이 정도는 진짜 얼마 안 들어가네. 너 놓아 잡겠다 이런 식으로 기라고 렘마로 방어력 좀 깎고 마카 카드로 이제 다 굴리고 애들 이제 막 속성 될 때마다 그냥 때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일단 됐고 왼없귀 그 잡으라 되는데 참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용표 큐키라 약간 좀 저거 약간 쉬는데아 이게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, 여기서 7되면은 아 늦었다 이거 아 이게 황천일 때 싸워야 되는데 아 감.. 아.. 뭐냐 아, 딱치더라도 이러면 좀안 나오는데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, 이거 수성 스킬도 쓰긴 쓰니까는 드시는 게 좋아요 드시는 게 좋고 주사를 무여박 같아요. 잡기가 쉬워요. 또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요. 근데? 아이디어 구할 수 있겠고 아 이런 거 하자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뒤로 가시면 여기에 무라쿠모가 있어 이 지금 그 요요키 공원에서 그 이제 사카키 잡고 만트라 분야서 치아키 이제 각성하는 거 보고 이제 그제서야지 이제 그거 아, 싸웠을 울 거예요 누구랑 이제 이제 저거랑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냐? 사악한 마가탕을 이제 사악 포 잡고 이제 구할 수 있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조합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많이 애매한 게 지금 사학 프로스트가 화염이랑 빈결이 그거거든요 네. 좀 애매하죠 그래갖고 이제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격이랑 정격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. 아, 트로포스 소환해서 쓸 걸 그랬나? 아, 좀 그렇네. 그냥 뭐 이제 그렇게 됐고. 아, 근데 뭐 그냥 힐이랑 랜덤화이저랑 뭐 하여튼 그냥 각종 buff 쓰는 용도로 음, 그냥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거 누구지? 아마테라스는 그냥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계단 올라가서 어, 이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아나 마가탕 까지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된 거는 어 주사할 스킬을 쓰기 때문에 네. 파마는 안 쓰더라도 또 주사로 이제 대비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근데 얘가 또 이게 적이 없네 아 주는 거 아니겠지? 일단 뭐 그러면은 아 이게 선턴이 저기 사학 프로스트 아니면 그냥 테트라자 써도 그만이긴 한데 그래서 뭐한턴 벌면은 뭐 마무도 계속 쓰는 거 아니니까 일단 뭐 가볼게요 네. 가보고 이제 여기 가면 전에는 홈런 못봐 이전은 홈런 못보고 요때 이제 딱 그 치약기 이제 딱그 그거 되고 이제 보면 됐고 야 아, 이거 진짜 get in there. 컨텐츠인가? 아 이거 안되는데 아 그럴 것 같다 이게 문제라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탄력을 계속 써야 돼요 왜냐면 저, 마땅히 없으니까는 하문 그냥 이렇게 갈게요. 오, 맞자. 위험할 수 없다. 그래서 이제 인수라를 회오리는 이슬을 위해서 뭐 계속 갖고 있으라는 좀 그렇긴 한데 들고 있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위험한데? 테트라 하면 위험하잖아. 이게 버텨 막 이런 것도 하도 막 낭비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리지 않을까 어? 얘도 막 가져왔어? 아 피트락한다 이게 여러 명 맞다 보면 네. 크리티컬 그 데스 카운터가 딜이 저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물리 곡도 내보면서 얘도 그냥 마딜로 대신 이제 음, 저거니까 화염이랑 빙결이니까 최대한 정적 충격을 생각보다 음, 뭐 쉽게 들어 그런 게 쉽게 없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망률을 배우고 싶을 때는 이거를 빨리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스토리 제너심이션는데 근데 뭐 이제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사망률과 이제 크리티컬이 이제 확률 증가라 쳐도 워낙 이제 그거니까는 저기 그 뭐라 해야 되지 워낙에 이제 그 자체 공격력이 낮아서 그래서 이제 지모만찬 자주 쓰는 편이고 일단은 보내고 사탄 이제 구하긴 했는데 마저 배우고 배울 수 있는 레벨 되지 않나?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마 어, 저기 아사쿠사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, 해서 일단은 안마라 신전은 다음 화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